스몰 스몰 아 스몰 아 힘있다 힘있어 나이스 볼 나이스 볼그나좀 낫다 지금 더더더더더더 네. 넘기고 맞게 갔어? 네. 네, 그렇지. 네, 딱 맞게. 요번에도? 네. 나 아, 코스로 넘어가야 돼, 정현아, 너는.

Olmadı. 그렇지 그렇지

던져 그냥 어머니 뭐 어떤데 잠깐 받아주자그지 저번에 죽어 오게 없어 이렇게 돼 있어 아직 웃지 마 맞구나 어머니요 그러니까. 예 들어가서 이 고민 요렇게 하시면 그냥 그죠? 어. 하이.